진씨가 와 진짜 바보셨구나 이건 혹시 후회 안 하셨는지 후회 안 하셨는지 어. 이 말은 대체 호불호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끼도끼야 어, 어, 어디를 가느냐 여러분 저희 포석을 끝났다고 정말 다 끝났다고 생각하셨습니까? 아닙니다. 저희는 멈추지 않습니다. 지치지 않습니다. 2023년 개묘년 미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저희는 산도끼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. 산도끼 선배님을 찾아서 저희가 이곳까지 찾아왔는데요. 딱 제 차림새를 보아하니 누구지 딱 짐작이 가시죠? 소름 돋는 거 보여드릴까요? 이걸를딱 벗죠? 그러면 손이 파래져 있어요. 손이 파래져 있어요. <laughs> 절대 벗으면 안 돼요. 샤라우 아싸 치킨 누르스 치킨 누르스 어우 와 멋있습니다 조심해요 조심해요 파란색이 묻을 수 있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너무 만나 뵙고 싶었어요 제이 to the 홉, 정 to the 희망이 오셨습니다 자, Fake Love! Fake Love! I don't care! 자, <laughs> 아 이뻐! 빼말려 나와주세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BTS 모시도록 할게 바로 제이홉! Give it up for 제이홉! 저희가 지금 개면연을 맞이하여서 아, 산토끼로 거듭나려고요 아 진짜? 예. 아. 단독 제이요 오늘 특제 왜 왔느냐 한번 여쭤봤고요 제가 지금 롤라팔루자 옷으로 꾸며봤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똑같아 이거 300원 300원 300원 수작업 수작업 왜 직접 찍으신 거예요 이거? 아 그럼요 그럼요 너무 디테일하다 저희가 또 명품 엠베서더를 꾸며놓으서 어, 어. 그, 똥, 그 똥이긴 하네요 <laughs> 네. 똥은 똥이죠 네, 어나노 네. 똥이네요 어나노 똥 오늘 제가 듣기로는 하루 종일 다양한 또 인터뷰 네 맞아요 예, 네, 혼잣말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준비됐나 정호석? 준비됐다 제이형 <laughs> 계속해서 이야기만 했죠 네. 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재 씨한테 정말 와 리스펙이 저희는 다 같이 티키타카를 하면서 이야기할 네. 수 있다는 장점이 아, 있습니다 그쵸.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. Yeah, right. 나가는 시기가 생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생일 축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아, 감사해요. 아, 저희가 생일 축하합니다. 문명특급에서 축하를. 생일 어, 축하합니다. 진짜로? 그럼요. 저희가 진짜 선물이에요? 저 스누피 진짜 좋아하는데? 어때요? 귀엽죠? 미쳤어! 이쁘죠? 이쁘죠? 지금 의상이랑 찰떡 아니에요? 찰떡이다 찰떡이야 미치겠다 미치겠다 이대로 공항 가야 돼 내가 볼 때는 가야죠 야 그럼 이러면 이제 가야죠 이게 버스 클리프 다 타는 거야 이 자식아 제 여권은 여기 있어요. <laughs> 진짜 인, 증할게요 정말. 어, 아, 너무너무 감사해요, 정말로. 너무 감동. 생일 얘기하니까 네. 작년에 비욘세 씨가 제이홉 씨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Happy Birthday, 제이홉이라고 올려주셔서 본인도 많이 의아하셨는지 예 이렇게 어, 오잉 아. 개인적인 친분은 없으신 건데 그쵸 사실 뭐 네. 연락을 주고받고 이런 사이는 아니죠 근데 너무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네. 저는 이 사진을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디서 대체 우리 비욘세 씨가 이걸 구하셨는지 저희도 궁금해가지고 비율이 좀 더 좋은 사진이 있었을 때데아참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. 약간 그 아, 올해는 좀 좋은 사진으로 예, 부탁드릴게요. 예. 제 여권은 여기 있어요. 산도끼의 조건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. 음 불평 불만이 없어 저희가 진짜 불평 불만이 없는 영상을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요. 패싸움을 하는 야 이걸 이건 정말 이거야말로 파란도란 박스인데 <laughs> 열, 열면 안 되는데 이거. 비장하게 등장해서 별안간 불량배를 처리하는 BTS 무대 영상입니다. 현지 저작권 이슈로 영상은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죄송합니다. 어 제발 이거 멤버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지금 아, 아. 저렇게 하고 나서 날쇼부? 날쇼부? 대체 뭘 의도하시는? BTS한테도 저런 시기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일본 마케팅을 와. 저희가 많이 발견했어요. 또 이런 것도 찍으셨더라고요. 너의 약지에 반지를 낄 수 있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라고. <laughs> 꽁에다가 아, 어깨 동무라고 했어 어, 꽁에다가 아, 불평 불만 없는 모습 어... 음. 네? 이런 거 찍으시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신 거예요? 시키니까 하는 거죠 아, <laughs> 해야 된다 하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러면 이건 혹시 후회 안 하셨는지 후회 안 하셨는지 어. 야, 아미분들이 우리 호석이 내릴 때 옷매무새를 가다듬지 못했나? 내릴 때 보니까 많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인지를 하고 내렸었는데 이게 손을 들면서 뭔가 내려, 내려간 아거 같기도 하고 약간 아 본인도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보고 나서 살짝 아 조금만 어, 올릴 걸 하는 어좀 약간,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많이 당황스러웠다 호불호 호불호 콩으로 네. 가지고 있다. 이것도 저희가 15년도 아, 15년도에 그렇죠. 물구나무 사는. 여기 너무 잘해. 상의와 아. 하, 이를좀 반대로 입었잖아요. 네. 이런 장난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동생들이 너무 장난을 치니까 반응을 해서 저도 이제 장난친 거죠. 아, 제가 안 받아줄 수 있는데 이거를 그 누구보다 신나게 또 받아주니까. 근데 재밌어요. 친구들이랑 놀면은. 네. 요 사진은 또 그러면은 혹시 후회 안 남으셨는지. 아! <laughs> 우리 진 씨가 네. 18년도에 또 생일 맞이해서 또 이렇게 귀여운 사진을. 네. 제 의도와 상관없이 형이 올려버렸더라고요. 아 올리고 나면 웃상으로 스 넘기는 편이세요? 아니면 저 같으면 은 아, 그... 가서 좀 따질 것 아, 같아요? 아, 아니 저는 뭐 재밌죠. 어? 대인배까지? <laughs> 그러니까 우리 홉씨가 늘상 우쌍이에요 아 음. 그래요? 예, 어우 또 카풀이 제임스 코든 어. 쇼에 나왔을 때도 어. 처음부터 끝까지 저 g 이인 i 미 t 는 웃는 거 외에는 하지 않는다 웃는 거 외에는 하지 않는다 너무 kiss and hug를 해주고 싶다 I want to hug and kiss you 음. <laughs> 써져 있어요 XO XO 하고 싶다는 거죠 이게 지금 데뷔 초도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유지하냐는 거죠 사실 열심히 하는 거죠 아. 언어적으로 이게 또 안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! Yeah, Oh, man. See Becky. Are you so excited? I'm super pumped. up. Super pumped. 팬이아 되게 좋아해요. 막 그러니까요. 리액션을 해주면은 네. 네. 열심히 하니까 제임스 코드 씨가 막 껴안고 난리가 어, 나더라고요. 어 맞아 요 맞아요. 이 웃음 그치. 이게 바로 산독끼야 불평불만 없고 모든 것에 지금 다 받아들이시잖아요. 그게 저희가 배워야 할 지점인데요. 바로 산독끼의 조건 두 번째입니다. 지치지 않는다. 산독끼는 물을 절대로 지치지 않는 법이다. 다이너마이트를 1위. 아, 맞아요, 1위를 아 했을 때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멤버분들이 신나서 오늘 아무 취소! 세상 가장 좋은 단어 있잖아요 오한취 라고 오늘 아무 취소 그래 오늘 같은 날은 그래 아 제이 엄 허락하면 다 됐지 여섯 명이 다 이렇게 작당 모이라고 있는데 네. 혼자서 <laughs> 어딘가 허공을 바라보면서 한번 네. 물어보죠 라고 오늘 <laughs> 아무 취소 예. 아무나 물어봅시다 근데 뭔가 연습을 해야 될 게 있었던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저 때가 아 솔직히 빌보드 1위 했는데 하루 정도는 쉴 수 있잖아요 그렇죠. 바로 이날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던 팬분들이 우리 KBS 뉴스에서 정국 씨한테 어그램 예상 받으면 어떠실 것 같, 같 으세요 라고 묻는 질문에 저희 빌보드 1위 한 날 라이브 방송 한 번 하고 아 바로 또 연습을 네. 들어갔었어가지고 그렇구요 네, 뭐 딱히 뭐 별로 없습니다 네. 네. 어, 왜 이렇게 서글퍼 보이지? <laughs> 이제 오셨어요? 이제 오셨어요? 어, 그러니까 되게 말똥말똥하네요. 예. 굉장히 플랫맨으로서 봐주질 않는다. 본업이고 저희들이 그냥 본질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사실 불구하고 제 의견만 또 내세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합의하에 뭔가 많이 이루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로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또 우리 백악관 가서도 이렇게 한 명한 한 명씩 나와서 얘기하는 그때도 동선 맞춰보고 계시더라고요 아, 맞아요 네,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고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좀 빨리 정리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. 동선이 부딪히는 걸 보면 그날 밤에 자기 전에 생각이 나시나요? 어, 어 약간 좀, 아, 이게 좀 찝찝한 게 있죠. 아 춤추다가 딱 틀리면 <laughs> 이, 이 뭐이지? 무대 끝나자마자 와서 형 그거 틀렸죠? 이렇게 얘기한다? 이게 뭐 하나 약간 걸리는 게 있으면 자기 전에 좀 생각해요.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런다고요? 네, 네. 이건가 보다 산도끼는 이러나 보다 저희는 동선 뭐 부딪히죠 그러면 아유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네 하면서 넘어갈 텐데 <laughs> 이런 식으로 계속 곱씹어야 되나 보다 저희가 이것도 발견했어요 여기 뭐 호텔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치킨 누들 수프를 잠옷 바지를 입고 열심히 또 시안 영상이 와가지고 그걸 보는데 친구들 에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가지고 어 이거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거울이 있었는데 그 호텔에 춤을 췄죠.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래서 모니터로 찍고 계속 치킨으로 치킨으로 거의 뭐 광대처럼 약간 광기가 느껴져서 제가 이거 이게 바로 여러분 산도끼에 지치지 않은 그 조건인데요 이때도 사실 어. 이 산도끼의 면모가 느껴진 게 피타누무 우리 컴백 트레일러에서 보이미스 아벨이라는 우리 트레일러에서 트레일러는 내게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였다 연습이 부족해 망쳐버린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었 이를 악물었다 살면서 후회하는 것이 너무 싫다 <laughs>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진짜 민망해지네요. 아 진짜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? 내가 그러니까 시계 후회를 한 적 있나 봐요. 그냥 뭐든지 어떠한 것들을 할 때다 그 기록이잖아요. 저한테는 기록은 되게 소중하거든요. 그래서 그 시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최선을 정말 다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항상 뭔가 참여를 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친구들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하잖아요 요즘 보면은 진짜 막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자극을 받으시는군요 그런 걸 보면 또 자극이 되고 아, 이를 먹으면 안 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후회 <laughs> 하는 것이 너무 싫다! 세 번째 조건, 산도끼는 일단 본업을 잘해야 됩니다. 이 롤라팔루자 무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워스업 시카고에서 지금 약 10만 명의 이 관중들이 운집한 이곳에서 올라오셔서 약 70여 분간, 1시간 15분가량을 20여 곡에 달하는 노래를 논스톱으로 혼자서 이거를 다 소화를 해내셨단 말이죠. 전 세계 그러니까, 1,500만 명이 지금. <laughs> 너무 과무단 사랑을 받으면서 공연을 했죠 사실 솔직히 저는 2층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헉헉 차요 <laughs> <laughs> 이걸 어떻게 한 시간 넘게 노래를 하냐는 거죠 춤을 추면서 늘 팀으로만 해왔으니까 근데 이끌어간다는 거는 저한테도 큰 도전이었고 솔로로서 첫 단추다 보니까 이거를 또 잘못 꼈을 때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되게 긴장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. 인터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왜 섰는지에 대해서 나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내가 실험해보고 싶었다 인생은 약간 도전의 연속인 것 같은 느낌? 야. 예. 그래서 홀로서기를 이제 해보는 시기가 오니 도전이란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사실 자가와 자차를 마련하면 저는 일을 그만둘 것 같고 <laughs>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아요? 아니요? 전세 사기 당할까봐 너무 보들보들 떨고 있는데요 <laughs> 근데 어쨌든 끊임없이 이렇게 도전을 한다는 것이 어,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또 처음 오셨던 분들이 되게 후기를 많이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이 메모러블한 이 무대였고 케이팝 팬도 아닌데 주말에 가장 내가 잘한 선택이고 너무 최고였다 라는 아주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원하셨던 반응 얻으니까 어, 어떠세요? <laughs> 뿌듯하더라고요 아,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진짜 연습을 어, 너무 많이 했거든요. 진짜로 뭐 처음 시작하자마자 저 같으면 신나가지고 리허설 대충 세릴 것 같은데 약간 네. 어 잠깐만요. <laughs> 아 잠깐 띠띠띠띠 이거 아 띠띠띠띠띠띠 이게 너무 큰데? <laughs> 와 진짜 다 보셨구나. 와 대박이다. 이 정도 노래를 할 때 뒤에 계단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걸 계속 맞춰보시더 뭔가 하나부터 열가지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뭔가 제이성향이다 보니까 일에 대해서는 되게 철저하게 투선미하게 되게 준비를 하고 아. 그거를 좀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인프제들이 세상 살기 가장 힘들다 아 그래요? <laughs> 내가 왜냐 완벽하게 뭔가 해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는 친구들이라서 오. 네. 하지만 정말 잘 해내셨다라는 걸 저희가 또 배울 수가 있었고 지금 지민 씨도 와서 응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진짜 지민이가 와준 게 정말 컸어요 그러니까 음. 외롭다라는 것도 되게 컸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사실 지민이가 와주면서 되게 내가 원래 이런 일을 했었던 사람이지 이 친구들과 그러면서 되게 심적 부담감이 싹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되게 큰 도움이 됐었던 어. 근데 진짜 너무 똑같아가지고 <laughs> 진짜 아 똑같죠? 컴온 컴온 하면서 올라갈게요 너무 똑같이 해셨네요 behind 이제 scene들이 제이 홉인 더 박스에 담겨서 우리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온다고 들었어요 6월 17일에 공개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한테도 사실 너무 의미가 있고 저를 지켜봐 주시고 좋아하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도 음. 되게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서 되게 좀 설렌 좀 기분 상태인 것 같습니다 <laughs> BTS가 굉장히 다양한 무대에 서셨기 때문에 음. 어떤 음.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좀 여쭤보려고 오. 가져왔어요. <laughs> The most uh, memorable performance place, MMPP World Cup! <laughs> 첫 번째는요, 우리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오늘 했었던 요 때 그리고 유엔 총회 회의장에서 퍼미셔트 댄스를 했었던 요 때 어떤 곳이 기억에 남으시는지 하나 둘 셋 아 그래도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요 <laughs> 나라면 이거 하나만 나가도 내백년치 안주거리야 아니면 진짜 도끼를 기준으로 해요 진짜. 아 그러면 사실 왼쪽이온 무대인 것 같아요 하루에 75만 명이 이용을 하는 정말 세계 최대의 기차역인데 음.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또 호스트가 진짜 여기 정말 빌리기 힘든 곳인데 너희들 힘이다 너희들 덕분이다 아, 미치겠다 아. 너무 자기가 오히려 스스로 되게 아. 뿌듯해하고 감격해 예. 하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너무 의미 있는 공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길이길이 남을 영상이겠다 좀 열심히 해보자 정말 말 그대로 도끼가 가득했던 그런 영상이죠 이게 사실 온이 어깨동무라고 어깨동무라고 끝나는데 네. 겨드랑이에서 막 열기가 느껴지면서 <laughs> 해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장난 아니죠 열기 장난 아니에요 예. 옆에 제 옆에 태형이거든요어 장난 아닙니다 조금만 참아줘 요렇게 아 이때가 훨씬 더기였군요또 있어요 또 있어요 월드컵 대교에서 버터를 어. 또한돈 있고 경복궁에서 우리 다이너마이트 요이 둘 중에서는 어떤 곳이 더 토끼 place였습니까? 저는 그래도 대교가 아니었나 대교? 예, 예. 이때가 그냥 제가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<laughs> 토끼고 나발이고 그냥 내가 멋있었다! 네. 머리 헤어스타일도 새롭게 변신해가지고 뭔가 제 스스로의 그런 attitude가 좀 마음에 드는 attitude가 아니었나 마음에 들었다 에디튜드가 마음에 드는 원선택이었다 이왕 고를 거 제가 마음에 든 거면 좋잖아요 제가 나온 문명 특급인데 아니,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. 그렇다면 롤라팔루자 대 아. Dick Clark New Year's Rockin' Eve에서 이거 아. 굉장히 최근이죠 그렇죠 예. 완전 최근이죠 둘 중에서는 어떻게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. 예. 롤라팔루자가 저한테는 그리고 제 음악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history로. 그렇죠. 예. 예. 결승을 할 필요도 없이 사실 도끼하면 롤라팔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도 네, 너무 좋았어요. 매년 이렇게 타임스퀘어에서 네.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은 어때요? <laughs> 슈퍼 월드스타가 된 기분이죠 <laughs> 된 기분이죠 <laughs> 미치겠다 아 이런 거 참 진 형이 잘하는데 그 제가 슈퍼스타라고 또 너무 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야 자기 스스로 슈퍼스타라는 것도 오래 <laughs> 군대 간 진 형이 그립네요 예. 그러니까요, 30일에도 이 전날에도 전화를 하셨다면서요 와 어, 맞아요 오, 어디 뭐 지역 번호로 와가지고 와요 전화가 가지고 뭐지 하는데 진 형 목소리예요 제이오 이러면서 요, 어, 이렇게 저다 이제 봐도 이러면서 그래서 형이랑 안부 주고받고 건강하게 네. 지내신다고 예, 예. 연말에 또 진 형이랑 통화할 수 있어서 되게 너무 좋았어요 얼마 전에 또 골든디스크 또 대상도 아, 타시고 아, 미치겠다 그거 나가서도 플티넘 타시고 아 정말 산도 슈퍼 월드스타가 된 기분이죠. <laughs> 번외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시상식도 사실 우리 또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레전드 무대가 많은데요. 우리 17년도 마마에서의 MIC Drop과 18년도 예, MMA에서 아이돌 9 5 8년도 마마에서의 페이클럽 저는 보완했던 모습도 보는 저는 그래도 음, 아 이게 내가 돋보이는 걸 해야 돼? 뭐이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, 뭐 해야 돼? <laughs> 아 근데 도끼로만 따면 사실 마이크 드랍이긴 해요. 근데 사실 정말 이 시절의 시상식이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뭔가 아, 보는 재미가 정말 정말 말 그대로 도끼 가득한 그런 감정들과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계속 앞을 보고 달려나가고 있는 상태였고 맞습니다. 아, 네. 맞습니다. 제대로 해서 멋지게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네, 그랬죠. 이 마이크 드롭도 사실 방시혁 PD님께서 어, RM씨에게 잘 써봐라 했는데 처음 가사가 잘 안 나오더라. 음, 근데 음. 우리 호비가 썼던 야! 야! 누가 내 수저 더럽대 <laughs> 야 누가 내 수저 더럽대 I don't care 마이크 잡음 금 수저 여러 배 요거부터 시작이 됐다 아 맞아요 맞아요 구음만을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내 아저씨 in my bag 내 아저씨 in my bag의 BAG가 BAG가 빌보드 AMA 그램이란 말이야 Is that real? 아우 근데 아쉽게도 그래미가 없네요 <laughs> 아 근데 그거를 의도한 건 맞고요 열린 결말로 두고 싶네요 <laughs> 열결 열결 인생은 약간 도전의 연속인 것 같은 느낌? 도전이란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자가와 자차를 마련하면 저는 일을 그만둘 것 같거든요 본업이고 아, 저희들이 그냥 본질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홉입니다 최선을 정말 다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항상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삼독기야 마지막 오케이. 사실 어, 넘어가야 돼. 벌써요? 넘어가. 할 말이 정말 많은데. 아니 나 이것만 물어보면 안 돼? 아니 아 리조 씨랑 아니 리조 씨랑 아 리조 씨랑 펌폰을 교환하셨다잖아. 아, 맞아. 펌폰을 교환하는데 플러스 8이 누르 씨는 너무. 맞아. 처음에 공유를 했을 때 이게 통화가 막 안 가는 거예요, 그러니까, 서로. 그러니까요. 국가 번호가 있는데. 결국은 사실 매니저한테 번호 받고 아... 네, 이번에도 연락이 왔었어요 happy holiday 이러면서 happy holiday 하면서 어, 미치겠다 근데 제가 한 이틀 있다가 문자를 봐가지고 어 좀 늦게 봐서 미안하다라고 문자 보냈죠 <laughs> 글로벌 프렌쉽은 그렇게 아, 좀 약간 어려움이 있군요 예! Yeah, 말도.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산도끼의 하루가 너무 궁금해서 네. 이 산도끼의 하루 시간표를 어떻게 하루를 사시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가장 내 생에 도끼 가득했던 하루 어느 날이 가장 베스트 도끼 데이 사실 디즈니 플러스에서 뭔가 롤라팔로자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 야. 그때 하루 일 일과를 좀 알려드리는 게 일단은 잠을 잠을 한 이쯤 자는 것 같은데 언제 언제 5시? 한 5시? 5시? 네. 새벽 5시에? 네 예, 취침을 하는 것 같아요 네. 한 12시까지는 그래도 취침을 하는 것 같아요 아. 막 그렇게 잠을 못 자는 거 아. 그러진 않아요 수면 시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네. 예좀 하고 꿈나라 꿈나라 <laughs> 꿈나라를 하고 12시부터 네, 이불 정리와 커피를 동시에 이불 정리와 커피를 동시에 와 이불 정리와 커피를 동시에? 이불 털고 약간 이런 시간? 커피 and 이불 정리 3시면 한 여, 여기까지 가요 그렇죠, 그렇죠. 개인 관리를 시작합니다 <gasps> 뭔 관리요? 뭘 그냥 그냥 뭐 피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스트레칭부터 아, 아, aesthetic 관리를 좀 많이 필요하죠 필요하죠 관리 타임을 한 약 세시까지 음. 이때부터 이제 슬슬 사무실에 넘어가요 그래서 사무실에 넘어오면은 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 일정 자체가 보통은 사무실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아, 네. 각종 미팅, 연습, 작업을 할 것도 있으면 작업도 하고 아. 다 포함인 거죠 그냥 원래 하려던 네.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포함인 거죠. 3시부터 그럼 9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걱정 타임이에요. 제가 사서 걱정을 하는 타입인데 아, 사서 걱정 예, 예, 예. 타임. b 제가 사서 걱정을 하는 타입인데 솔로의 처음이다 보니까 조율을 해야 될 것도 많았고 피드백 주는 것도 많았고 자기 전까지는 놓쳤던 그런 일과들을 정리를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럼 조율, 피드백, confirm, 전화, 걱정 타임 보통은 이런 일과인 것같근데 진짜 별게 특별한 게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3시부터 새벽 5시까지 <laughs> 일만 하시는 건데요 맞아요 롤라팔루자 때 이런 식으로 맞아요. 하루를 운영하셨다 지금 저희가 약 한 네타임 정도로 했는데 크로마가 보이세 보이세요? 오, 어, 크로바에서 <laughs> 네. 이거를 한 100초 안에 네. 보여드리면 어떨까? 오 어떻게 어, 어떻게 하는 거예요? 12시까지는 그래도 취침을 하는 것 아, 같아요. 아, 이불 정리와 커피를 동시에 개인 관리를 시작합니다. 어? 아, 스트레칭부터. 네, 에스테틱 관리를 좀 많이. 미팅, 연습, 조율해야 될 것도 많았고. <laughs> 야 이거 진짜, 진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떨롤롤롤롤 떨롤롤롤롤 열대십니다 어, 일어났어 일어났어 자 일어났어 자 커피를 시켜요 어, 커피 커피 커피 왜시키 시키고 어, 이불 정리 이불 정리 어, 이불 정리 이불 정리 자 깔끔하게 자 누우세요 자 누우세요 자 나갔습니다 관리 받을게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 자기 관리 왔어요 지금 출출이 아출출 어 아, 진짜 어. 사무실 왔어 사무실 왔어 사무실 왔어 사무실 왔어 미팅하고 미팅하고 아, 이제 네. 하 네, I'm super puppy super puppy Hey I'm Becky G Becky G 자 여섯 시간 여섯 시 아, 치킨 누르스 치킨 누르스 치킨 누르스 자자자 작업 작업 자 아래 에 지금 남주 씨한테 연락 왔어 어 남주 씨한테 연락 왔어 어 호박 이번 노래 너무 좋다 호박 이번 노래 너무 좋다 호박 진짜 호박 진짜 너가 보여줄 는거 진짜 다, 다 보여주는 것 같아 진짜 다, 어, 다 맞아 맞아 맞아 벌써 12시가 됐잖아. 어, 벌써 12시예요? 집으로 와, 네. 집으로 와. 집으로 왔어요. 집으로 왔어요. 다섯 걱정이야, 다섯 걱정. 하고 컴펌 컴펌 자 어, 혹시 이거 어떠세요? 지금 이런 거좀 원하시는 거 맞나요? 아, 별론, 아 별론데요? 아, 아,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화 껴서 또로로로로 로로로 어 호바 나 남준인데 호바 나 남준인데 어, 호바 나 남준인데 <laughs> 남준이 계속 나오네요 어 통화 많이 하긴 하죠 실제로 어 재영 내 전화 왜 안 받아 재영 내 전화 왜 안 받아 나 어. 지금 진영이야 이제 앞으로 어 지역번호도 받아 아, 어. 알겠어 자 씻으면 자 씻으면서 걱정 사서 걱정 자 씻으면 자 씻으면서 걱정 사서 걱정 아 잠깐만 아 잠깐 롤라팔에서 미치겠다 어떻게 나한테 수분 고기다 그러다 <laughs> 자자자 누워서 잠깐만 잠옷 바지를 입었어 잠옷 바지를 네. 입었는데 갑자기 치킨 누르 아, 치킨 누르 치킨 누르스 당 사서 걱정하면서 그렇죠 한 30분간은 사실 계속 누워있긴 하죠 그리 핸드폰 한번 보고 네, 네, 네. 네, 네. 이게 바로 산도끼 어. 제이오씨 하루입니다 지금 어떻게 나오실지 잘 모르시겠죠? 그러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되게 기대가 되네요. 네. 진짜 어떻게 될지 정말. 어떻게 이런 크로만 보신 적 있으세요? 야, 되게 세팅도 잘 해놓으셨고. 지미 펠러는 뉴욕 센트럴 기차역을 대여해줬겠지만 저희는 무려 휴대용 크로마가 있습니다. 센트럴 기차역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. <laughs> 좋습니다. 우리 선동기 제이오 씨의 하루 알아봤고요. 진짜로 마무리 해야 되니까요. 2022년 소감과 함께 2023년의 계획을 들어보면서 그러니까 2022년은 사실 다시 생각을 해봐도 뭔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잊을 수가 없는 배움과 뭔가 여러 가지 성장과 그리고 뭐 고통도 있었고 다양한 감정들을 또 느꼈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2023년은 사실 제가 방대하게 준비하고 있는 좀 프로젝트가 있어요 잠깐만 방대하게? 방대소년단? 뭐 거창하다면 거창한데 네. 제가 좋아했던 그런 어, 스트릿 이제 댄스를 포번더 스트릿? 어 맞아요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하는 게 있는데 뭐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<gasps> 미치겠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그 방대한 계획 또 문명 특급과 함께 해주셔야죠 예. 네. 우리 J-HOPE in the Box는요 2월 17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른 노래들 그 behind scene들, 이제 in the Box 솔로 앨범 어떻게 나왔는지 놀라팔로자그 산도끼의 하루는 과연 어떻게 담겼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주세요 <laughs> oh, 아, 저 너무 감사해요. 제가 어, 지금 진짜, 이게, 아, 네. 이게 있어서 예. 물감이 물감이 어 좀 너무 똑같지 않아요 정말? 이 또는 삶 특히나 컴백하는 아이돌의 삶은 어떨까? 저희가 내일 함께하자! 모아분들 자 하필 가져왔어요 제가 지금 투모로우바이 투게더로 살아보고 있거든요 나 아, 지금 자야 될 시간인데 무슨 일이야 잠이 좀 재생님 좀 주무셔야 돼요 이거 왜 하는 거야 아 짜증나 수빈 씨 괜찮아요? 아 괜찮습니다 안 괜찮다고요 저는 50분 뒤에 산옥한데요 그렇게 길게도 기다리네 <laughs> 진짜. 야뭐너 50분이나 기다리냐. 대충 빨리 세리고.